사랑의 부드러운 생활 우리, 우리 있잖아 그거 모모야 뭐, 이름이? 귀여워 애기다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좀 많이 넣어도 되겠다 나도 이걸 안 해보고 음. 처음 이라는데 음. 처 식은 잘하지 근데 대답도이 없어 어. 그래도 배추도 그렇게 많이 없어 페퍼 아니야 페퍼 니거 아니야 큰일 나 이거 이거는 아니에요 맛있겠네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또 깻잎 넣고 깻잎을 이렇게 여기다가 어! 어, 나름 잘 만들었다 처음 한 거지 어, 칼국수는 이따가 이제 어. 다 먹고 그 먹으면 돼 가. 해봐 해봐 엎드려 <laughs> 그게 다지 너는 브랜디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이리와 이리와 こいちこいちいら <laughs>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아야저 그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 쪼고 쪼고 가져와 어 그거 가져와 이거 던져준다? 언니가 이거 던져준다 하이를요 기다리세요. <laughs> 기다려. 거 가져오세요. 거 가져오세요. 오, 오, 대박. 다 뿌린 거야? 지금 뭐야 저거 혼자. 아니 혼자 저렇게 수영하고 있어 쟤. 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it? 된장찌개랑 밥 먹을까 이제? 된장찌개 해줄게 엄마가 응. 아,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거기 숨었어? 이리 오세요 테프 갖고 나와 그래 들어가 그래 들어가 저리 들어가 그러니 갖고 와. 나, 나. 저기 올라가, 올라가. 갖고 그러니 페퍼 이리, 페퍼, 페퍼 이리. 이리 와, 페퍼. 이리,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페퍼 이리 이리 와 왜? 할수 있어 내려와 이리 내려와 이리 와 페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리 와 기다려 이거 만들어야 돼 가만히 기다려 브랜디 넌 다 먹었어 이제 안돼 생수 좀줘 그거 무게 뭐, 다 재서 온 거지? 어, 그럼 내가 이거 몇 알 정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얘 그 이하로 먹이면 되는 거잖아 그 재다는 거안 쟀다는 거열 알이면 어, 안 재는데 요 정도면 너무 작아 아, 야단 좀 치지 마세요 엄마가 만들어서 주잖아 앉아 맛있게 해서 주잖아 엄마가 가만 있어 얘가 타요 얘기 안 했어? 페퍼 페퍼 계속 기다려요 페퍼 밥 먹어야지 어디가 페프 수영도 안 하는데 왜 그래? 엄마, 밥 먹어. 마음 급해 이거 지금 먹다 체하겠다. 기다려. <laughs> 저거 먹고 빨리 가야 돼 놀러. 엄마 이거 시간이 걸려 먹고는. 침은 뚝뚝 흘려요 또. 침을요? 어, 침 흘리고 저긴 가야 되고 이거 기다려야 되고 미치겠지 우리 페퍼. Ha ha ha ha! 저희 사장님 자리야. 아이고. 네. 네.